hi hi hi 패치 읽어주는 요정 달짱입니다. 시즌이 바뀐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잘 적응하셨나요? 이번 영상은 새로 출시된 맵스톰포인트에서 달짱이 직접 겪고 느낀 것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스톰포인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스톰포인트의 첫인상은 배틀그라운드의 사녹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어요. 푸릇푸릇한 식물들과 우뚝 솟아올라 있는 바위산들 때문에 아주 비슷해 보였죠. 하지만 작은 맵인 산옥과는 달리 스톤포인트는 세상의 끝보다도 큰 대형 맵입니다. 맵은 더 커졌는데 같은 수의 인원이 참가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맵을 넓게 쓰겠죠. 그래서 초반 교전이 잦은 지역에 가지 않으면 적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맵에 비해 근접 교전보다 중장거리 교전의 비중이 크다는 것 혹시 체감하시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SMG와 샷건을 고집하던 저도 변화한 교전 메타에 적응하기 위해 AR과 샷건 혹은 스나와 샷건을 들게 되더라고요. 넓은 땅과 구조물들에 비해 언패물이 많지 않은 오픈필드라는 점을 이용해서 교전을 이어나가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적의 거리가 멀더라도 엄폐하지 않은 적을 빠르게 제압할 안정적인 화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톰포인트에서는 SMG보다 AR이나 marksman, sniper 무기가 쓰기 좋은 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말한 스톰포인트의 크기와 구조물들의 구성이 에이펙스의 매력 포인트인 화려한 교전을 주춤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구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김에 맵의 구조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톰포인트와 다른 맵의 구조적인 차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PVE, 맵 이동수단, 그리고 특색 있는 구조물 크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PVE 요소를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PVE만의 장점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aim이 좋지 않아서 상대를 맞추지 못해도 나의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이죠. 스톰포인트에서도 이 PVE를 할 수 있죠. 킹스캐년의 플라이어, 세상의 끝에 프라울러, 새로 나온 거미 이 PVE 요소를 이번 맵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펙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사자성어 이이 제이 거미나 프라울러를 잡는 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총소리를 내서 위치를 들킨다는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PVE를 해야 하는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 Evo Shield 진화 딜량을 채워주고 두 번째, 몹들을 잡은 뒤 나오는 아이템들이 좋다는 것! 아, 거미의 알이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교전을 하는 적들을 보면 거미 알을 톡톡 어루만져 주세요. 적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다음은 맵 이동 수단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올림푸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트라이던트가 이번 스톰포인트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스톰 포인트의 트라이던트는 주로 음. 맵 끝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스톰 포인트의 크기가 크다 보니 만약 링이 반대편으로 잡혀버리면 뛰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 트라이던트가 이동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도 좋고 넓은 맵에서 링의 바깥쪽으로 깎아 들어가는 운영도 가능하겠죠? 트라이던트는 이번 시즌 새로운 레전드 애쉬와의 케미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애쉬는 passive로 적들이 사망한 위치를 볼 수 있죠. 이 passive를 이용해서 교전을 피하거나 모자란 kill point를 채우기 위해 싸움을 하거나 다른 레전드들에 비해 애쉬와 트라이던트의 조합은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겠죠? 트라이던트 다음으로 언급할 이동수단은 새로 등장한 gravity cannon입니다. 큰 맵 내에서 이동기가 없는 레전드들이나 트라이던트가 없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이 gravity cannon 참 좋아 보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cannon을 타고 날아갈 때의 발사 소음과 날아가 착지했을 때 착지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착지 직후 경직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착지 delay 감소가 passive인 호라이즌이 좋아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은 맵이 나온 지 한 달가량이 흘러서 많은 유저들이 gravity cannon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알아내고 있지만 아직 맵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은 유저들에게는 이용하기 까다로운 이동수단일 듯 합니다. 스톤포인트에서 후반 라운드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황당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대체 그 황당한 구조물이 무엇이냐? 바로 주구장창 올라가는 zipline입니다. 이게 뭐야? 지금까지의 맵 구조물 중 올림푸스의 분재 플라자 건물 zipline이 건물 내 가장 높은 zipline이었지만 스톤포인트의 건물 내 zipline이 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아직 맵 곳곳을 탐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어, 위해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건물 안의 zipline이 jump tower 수준의 높이거나 zipline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뚫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휘사령부 마지막 원은 아주 악명 높죠. zipline을 가운데에 두고 윗지역과 아래지역의 팀이 대치를 하는데 윗지역이 조금 더 유리한 원이 나오거나 윗지역 팀의 defense 레전드인 왓슨이나 코스틱이 있으면 아래지역 팀은 윗지역을 뚫을 수 없게 되고 챔피언의 자리를 내주어야 하죠. 지휘사령부를 봤으니 특색 있는 건물인 캐스케이드 폭포와 양식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캐스케이드 폭포는 큰 물레가 있는 2층 건물과 미음자 구조의 2층 집, 그리고 작은 2층 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물레가 있는 건물은 1층에서 실내로 올라가는 계단과 건물 2층 밖 가운데 문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물레 건물의 교전은 보통 옥상과 2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출입문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미음자 구조의 2층 집도 물레 건물과 마찬가지로 옥상과 2층 그리고 1층에서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미음자 집은 물레집보다 크고 미로 같은 면이 있어서 교전이 길어지는 곳 중 한 곳이니 구조를 확실하게 알아두면 더더욱 좋겠죠? 다음은 양식장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창문이 뚫려 있는 곳이 많고 중문과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쉬가 phase tear를 창문에 설치해 급습하는 장면이나 defense 레전드들이 집을 막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은근히 구조가 헷갈리는 이곳도 미리 숙지해 놓면 더더욱 좋겠죠? 이렇게 PVE, 맵 이동수단, 특색 있는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만 알고 싶은 스톤포인트의 꿀팁! 적어도 파란 갑옷으로 교전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제분소 4캡슐과 기압 측정기 가운데 타워입니다. 프로게이머 지인과 방송인 지인분이 이 두 자리가 보라갑옷 확정된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고자 각 지역마다 20판 정도를 가봤습니다. 결과는 보라갑옷이 확정으로 뜨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등장했고 파란 갑옷은 무조건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두 지역은 초반 교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스톤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톤 포인트는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이펙스 요정 달짱이었습니다. 바이바이바!